뿡 <laughs> blah, blah. 갔다 오다가 한번 더 해줘 빨리 아우 시원해 마사지 다 받고 어? 갈? 너, 너 마사지 너 이거 받을 거 다 받고서는 째는 게 어딨어 응? 이놈 새끼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어? 차라 아니